스킨케어까지 하고 왔어요. 어 기침이 감기가 아주 지독하게 걸려가지고 지금도 아직 다 안나왔는데한 일주일을 알아누웠더니 피부도 엄청 푸석푸석해지고 좀 뭔가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아 감기가 걸리기 쉬운 계절인 겨울이지만 또 이제 겨울을 맞이한 만큼 겨울이 뭔가 생각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약간 포근한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음, 모공 좀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살짝 해줄게요. 너무 많이 하면 또 밀리니까. 뭔가 뽀송뽀송해 보이려면 피부결이 매끈매끈해야 되니까 아 이게 열이 나갖고 여기 이렇게 얼굴이 부글부글해 자 다음은 파운데이션을 해줄게요 오늘 처음 쓰는 건데 아니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더 페이스샵 제 피부톤보다 살짝 밝은데 오늘은 좀 하얗고 아직 첫눈이 내리긴 했지만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진 않지만 약간 뽀얘 보이게 해볼게요 일단 소량만 짜서 먼저 도포를 해줘요 해줘요 얼마긴 스펀지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각질에 정말 각질 파티 각질 파티 빠빠빠빠빠 근데 저는 약간 각질이 코 위주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각질은 정말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뭔가 건조하지 않게 크림 유수분 밸런스를 잘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그날 피부 상태를 봐서 오일도 썼다가 수분크림을 좀 더 썼다가 적당한 각질 제거 도이제도 써줘야 하고 음 엄청 조명을 더 받으니까 더 하얗군 눈썹 눈썹을 그려볼게요 자에디더스 아래부터 라인을 저는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위에 라인을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 눈썹의 틀을 만드는 거죠 일단 다음에 땀한 땀. 톡톡톡톡톡톡톡톡. 앞머리가 이상하지? 그럼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빗가줘요. 그다음에 여기랑 이렇게 똑같이 맞춘 다음에 이쪽도 밑에를 이렇게 그려줘요. 앞에도 이렇게 맞춰서 반대쪽도 똑같이 한땀한땀한땀한땀한땀한땀 한땀 채워! 키스미 아이브로우로 살짝 눈썹을 밝혀줄게요 약간 부드러워 보이게 눈썹은 앞머리가 자연스러워야 돼 앞머리 그린 눈썹이 뭉개지지 않게 스크류 브러쉬로 잘 빗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눈썹 모양이 틀린지 안 틀린지 거울 통해서 잘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된 것 같아. 파운데이션을 좀 밝게 해서 얼굴에 윤곽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얼른 쉐이딩을 해줄게요. 자, 투쿨퍼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딩. 가볍게 일단 쉐이딩을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여기 눈썹이죠, 여기. 라인을 따라와서 그 안으로 싹 껍데기 생겼다 싹싹 한번 여기서 싹 끊어주고 동그랗게 끝끝을 감싸줍니다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진한 쉐이딩으로 한 번 더 있다가 모양을 잡아줄 거라 일단 가볍게 내 얼굴에 윤곽만 살려줄게요 <coughs> 제가 얼굴이 이쪽보다 이쪽이 조금 더 네모내가지고 이쪽을 좀 더 잘 쓸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진한 삐아 삐아 아몬드 블러썸 좀 더 진한 애로 이 윤곽 라인을 살짝 더 잡아줄게요 잘 털고 이렇게 코끝을 중간에 한번 싹 끊어주면 코끝이 살짝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죠. 요새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자, 이렇게. 자, 다음은 아이섀도우 3C 스무더예요. 약간 이런 색깔 따뜻한 느낌으로 베이스를 넓게 잡아줄 거예요. 넓게. 눈 밑까지 영역이 넓게 홀리카홀리카의 드라이 오렌지라는 색상인데요 얘는 이렇게 따뜻한 오렌지 느낌을 갖고 있어요 얘를 방금 펴발른 부분 위 쌍꺼풀 라인 살짝 위까지 발라줄게요 다시 스무드해서이 색깔로 은은하게 이 쌍꺼풀 끝과 앞쪽에 이렇게 음영감을 더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이 더 길게 빠져나온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드라이 오렌지를 사용해서 눈 밑에를 더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의 송이송이 밤송이 요런 색깔이에요 요로 요로 <laughs> 요로 요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점막도 좀 채워주고 이 정도로만 그려주고 붓펜 라이너를 이용해서 라인을 슉 라인이 이렇게 끊어지게 그려질 때 땡겨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끌어오는 게 더 잘 그려져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길이감을 좀 이렇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래요 가운데 있는 이 색깔을 눈두덩이 중앙에 살살 올려줄 거예요. 살짝 하고 톡톡톡톡. 그리고 섀도우를 했을 때 봐봐요. 지금 저도 약간 이렇게 경계가 많이 졌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보이면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런 제일 피부 색깔과 비슷한 이런 색깔을 섀도우에 묻혀가지고 이 라인을 살살살살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경계를. 눈썹을 일단 올려줄게요. 이 눈썹이 올릴 때 세게 한다고 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살살살 각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줘야 돼. 살살살 찝으면서. 어차피 속눈썹에 붙일 거니까 너무 바짝 올리지 않을게. 예, 걸리플 레어. 너무 많이 묻지도 적게 묻지도 않게. 눈썹은요 가운데 붙이고 끝에 붙이고 앞에 붙이는 게 제일 정석이죠 저도 한 번에 성공할 때가 있고 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뿌리 가까이에 딱 붙인 다음에 끝에 붙이고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게 잘 말려주고 붙이는 게 중요해요.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 빨리 붙이면은 얘가 잘 안 붙고 막 지멋대로 합니다. 눈썹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붓펜 라이너로 깔끔하게 속눈썹 라인을 정리해줄게요. 워낙 이 속눈썹 자체가 진한 애라 그냥 원래 눈썹이랑 통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뭐 이제 아래 속눈썹을 오늘은 좀 진하게 마, 마스카라를 해주려고 해요 이렇게 세워서 이 눈상압존 얼른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얘랑 요런 애랑 잘 섞어가지고 눈 밑에 상압존을 살살살 풀어줄게요 이거 깔끔하게 누드 펜슬로 눈 밑에를 샥메어줄게요 그리고 한번더 드라이 오렌지로 눈 밑을 좀 밝혀줄게요. 이것도 클리오거든요. 이게 펄대잔치야 얘랑 얘를 잘 섞어서 요 눈 밑에 샤라라라라라 자, 좀 화장의 느낌을 좀 더 알 수 있게 렌즈를 껴볼게요. 스페니쉬 원데이 그 렌즈를 끼면 난 답답해. 앞이 잘 안 배. 배는 게 없어. T존을 한 번 더 아까 쓴 파운데이션으로 깔끔하게 한 번 더 정리해줄게요. 오늘은 뭔가 굉장히 약간 뿜뿜한 것 같아서 은은한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 그래서 미샤 레이스 쉐 레이스 셔링으로 은은하게 블러셔 블러셔는 유니스프리의 노을 물든 수국 입은 삐아의 꽃보다 살랑눈 앞머리에 붓펜으로 <clears throat> 좀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약간 겨울에 빠질 수 없는 니트 입고 약간 포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포근해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섀도우 색감들과 뭔가 이런 색감들을 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밑에 좋아요 있고 뭐 심심하면 구독도 한번 해주면 좋고 다들 음, 저처럼 감기 걸리지 않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